E aí, manos e manos, hoje a gente tá aqui com BRG! 셋! BRG, olá! Oi! Benji here, what's up, what's up? Yep. 티아모 제이군 어디서 건민 티아모 마이스. 스와이도 love you.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민표라고 합니다. E esse vídeo ele tá dividido em duas partes, então começa aqui e vai terminar lá no canal do Iago, então já se prepara aí pra ir pro canal de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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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기리! 아 여기 상파울로 상파울로 팀 과트로 팀 과트로 서울 어? 아 상파울로 서울? 서울 상파울로 민표 상파울로 São Paulo? São Paulo. São Paulo? São Paulo. Oh, oh, oh, oh, Yeah, so good. 그럼 아, 제가 했다, 제가 했다. 아, 이거는 제가 했다. 이미 이겼다. Quatro. Okay, go. 서울. 오. 벤치. 아, quatro, quatro, quatro. São Paulo. Why? 오. 오. 네. 네. 제이군 상파울로 세우 세우 아 그래요? 세우 아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페리스 페리스 민표 상파울로 아,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어? 어? 네. 어? 아. 아, 서울이다 와 땡큐 네, 민표 표 아, p 3, 4 3, 4 저는 저분이 네, 네, 네. 이동되걸 무시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꽤 도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인가? 음? 민표 상파울로 상파울로 상파울로 서울 서울 서울 예! 민표이다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근데 꽤 도움 o vídeo acabou aqui e para você continuar assistindo e descobrir o que aconteceu, qual time ganhou, é só você ir lá no canal do Iago. Eu vou deixar o link aqui na descrição. E é isso, galera. Espero que vocês tenham gostado e comentem aí. Uhul! Até o próximo vídeo!